오늘 이거 어떻게 변할까? 와 나 지금 너무 설렜는데? 아이씨 야 이걸 해준다고? 자 그러면은 네.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도리 도마뱀인가요? 앞에 보시고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여기 표정이 좀 그런데? 네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예. 네 이게 지금 네. 바로 예, 예. <laughs>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. 오늘 철면 수심님에 대한 머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생각보다 머리 많이 기신데? 어 좀 와 근데 머리가 엄청 뻗으시네 진짜. 아니 그리고 이거를 머리를 오늘 만약에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? 그건 우리 머리 닦였나고여기해아 좋아요 네. 원래 원래 그 본인 가게가 있으시거나 그 이게 있나요? 어, 일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예 가게가 있는데요 네. 아 원래 그럼 이런 일을 전문을 하시는 거구나 아, 아 나는 그냥 머리 잘하는 유튜버인 줄 알았어 아 몰랐어요 <laughs> 아 나 몰랐어 현직인지 몰랐어 이것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생각보다 네.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네. 하나가 빗나갔어 그래서 지금 간단한 교정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? 네어 나 지금 되게 설레 나 지금 뭐 될 것 같아 지금 느낌 왔어요 혹시 막 이거 독한 약 쓰면 머리가 녹고 이런 건 없나요? 아 녹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아, 굉장히 아, 예. 강력한 머리이기 아, 때문에 알겠습니다. 철수님 머리카락이 굉장히 억센 것도 맞는데 바깥으로 뻗으려고 하는 힘이 강력해요 이리 와 너네 왜 철수 형님 머리 힘들게 했어 근데 만약에 오늘 실패하시면 본인의 그 미용 커리어에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? 맞죠 어차피 저는 미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저는 어차피 게임 스트리머예요 아 이제 위에 있는 머리를 할 건데 와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죠?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민 뉴트로 혹시 아세요? 지민 뉴트로 몰라요 아 철권의 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떠한 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음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. 사전 작업 예. 이꼬라지를 해놓고 머리 상기만 해야죠 그냥 <laughs> 일단 저손 닦고 올게요 아예예 예. 이러고 가는 거야? 이대로 집에 가시면 재밌겠다. 이대로 어딜 가. 이래놓고 찍으면 <laughs> 안 돼. 약간 모차르트 같다 그죠? 베토벤 모차르트 옛날에 중세시대 유럽에서 그거 하던 나와라 잘 익었어요 일단 생각보다 잘 익었어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잘 익었고 생각보다 잘 먹은 것 같은데 오, 아직 nice. 몰라 Nice 아직 몰라 아직 설, 몰라 설레발치지 마 오! 됐다! 됐다!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 신문지 막 밑에 깔고 했는데 그죠? 요새는 신문을 안 보니까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신문지 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추우면은 신문지 넣고 나면 개 따뜻했어요 지금 온도가 네. 이게 180도예요 살에 닿으면은 그냥 살이 바로 뜨거운 게 아니라 녹아내려요 그죠 어떻게 그런가 그래서 화상했기 때문에 네. 위험합니다 해야 돼요? 안 하면 안 돼? 애기종수는 쫄아버렸어요 이제 모짜르트가 될 시간입니다 아줌마 짜파게티 <laughs>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강원도에 있는 고모 느낌나요. 짭짭 푸르르 짭짭 맛 좋은 라면. 형표정 좀 프로디에 계신 분 무한해지잖아. 구준표는 어, 모르겠고 구절판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머리가 좀 펴지더라고.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약간 웨이브 좀 들어가면서 끝났어요 진짜. 머리 다 풀렸어. 이거 봐. 벌써 예쁘다고? 넌 아까 그 파워머리도 예쁜데 뻥치지마 와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? 네. 예. 저 뒤에 안마기가 이어폰이었나 보네. 잘 보면 천신경 귓구멍에 백조 한 마리 있다. 진짜 잘생긴 바다 코끼리 같다. 정답. 검은색 표백머리. 반달비 통수공. <laughs> 아니 잠깐. 오케이. 시켜보세요. 형님 혹시 옛날에 팔던 에그몽이라는 초콜릿 아시나요? 형 이거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전 미용실에서 2만 5천 원 받던 거 별로 비싼 거 아닌 것 같아. 철수는 수많은 조롱과 웃음 속에서 자신은 네, 괜찮아 보인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. 보통 요 정도 머리 길이면은 전역한 지한 달에서 두 달 되신 분이 하기가 좋은 머리기는 해요. 오! 역시 남자야. 자 이제 이마를 줄여보겠습니다. shading 갑니다. 됐나요? 오,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